오늘은 제가 테스트 서버 어, 유튜브에서 지금 그 수익화 1월 31일 날 오픈을 하는데 그 전에 음, 각 나라별로 이제 몇 명씩 테스트하는 어, 크리에이터들이 있어요. 그 중에 대도서관님이랑 저도 테스트를 하게 돼서 31일까지 아마 제 테스트 서버랑 그 제 채널이랑 두 개가 동시에 방송이 열릴 거고 거기서 테스트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뭐 불편한 거라든지 잘안 되는 거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저한테 피드백 해주시면 어, 만드시는 분들한테 바로바로 바로 알려서 좋게 만들어낼 수 있도록 테스트를 같이 하도록 할게요. 이게 어떤 서비스냐면 이제 1월 31일 날 전 세계에 오픈이 되고요. 모든 크리에이터 분들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기존에는 없는 여기 이제 그 슈퍼챗이라는 기능이 생겼고 헐 렉서 네, 너 여, 설명을 듣고 해야지 고마워 아니 이렇게 하는 게 아니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이, 이, 이 기능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 보면 천원 이천원 삼천원 이렇게 이제 뭐 이제 선물하는 게 있고 제일 큰 게 이제 오십만 원까지 선물을 가능한데 뭐 이게 일일 한도는 아니고 이제 50만원 하고 또 50,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기능이 조금 달라요 천원에서는 아무런 내용이 안 가고 2천원일 경우에는 여기다가 메시지를 쓸 수가 있는데 50자까지 메시지를 쓸 수 있고 뭐 이렇게 점점 늘어나요. 뭐 150자 쓸 수 있고 200자 쓸 수 있고 점점 이제 채팅할 수 있는 게 늘어나고요. 메시지가 그리고 여기 상단에 보면 지금 걸려 있잖아요. 아마 5천원부터 가 5천원이면 여기에 2분 동안 걸려 있고 그 다음에 뭐 5분 10분 뭐 이렇게 해서 5시간까지 자기가 이제 쓴 채팅이 위에 걸려 있어요 여러분들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지금 테스트 중인데 낮에 대도님 방에서도 테스트를 했는데 아직까지 몇 개 문제점이 있어요 어, 아이폰 빼고는 될 거예요 리 세영님께서 <laughs> 달러를 아 이게 웃긴 게 뭐냐면 한국에서 선물하면 뭐 원으로 표시되는데 미국에서는 달러고 막 일본에서는 엔화로 되고 뉴욕에서 보고 있어요 언니 너무 예뻐요 감사합니다 리세영님 <laughs> 고맙습니다 여기 채널은 지금 여기 채널은 테스트 서버 채널이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느낌표 누르시면 어, 그, 그 채널로 가는 주소가 있어요. 그리고 여기 밑에 설명에도 있어요. 어, 메리, 메리, thank you. 어, 메리 2,000원, thank you. 감사합니다.